Inherent glamour lets Nico disguise herself and appear as an <laughs> allied champion when enemies cannot. So your glamorous approach will be loaded with What the fuck is this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Hello, motherfucker. What Haggard. Slithery. Watch out, watch out, watch out, watch out! 탱 집어띵 어! 아 나이다 야 이걸 밀어! 예! 아 대박 강연